아마존에서 사올까 생각하다가 마땅한 <laughs> 걸 고르다가 어, 간식은 조그만 거 사왔어 그래서 이따가 지루해하면 간식 주려고 대단하다 신박들 신발하자 먹고 있니? 바로 이거야 휘노아를 넣어서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한번 씻은 피노아를 그냥 밥통에 쪄줄게요. 물량은 이 정도? 피노아 근데 그 소스 한미래 만든 소스가 참 맛있어 그래? 응 음. 음. 피노아 맛있다 밥 같네 Yeah. 강력한 주장으로 오늘 저녁은 배달 음식입니다. 깐풍기 이렇게 족발 세트 거의 야채 느낌? 그러니까 거의 야채